하루의 끝에 남아 내 마음 가눌 곳이 없을 때 음,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진 않지만 가끔 네가 생각나 곳은 많이 변했구나 가로등과 나란히 걷던 길 위에서 내 그림자는 늘어진 채 여전히 널 찾는데 보고 싶어 꿈에서라 す 那。 花。 보고 싶어 꿈에서라도 널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